황미나 그것이 당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미소만 지으면 슬픈 날이 재미로 바뀔 것이므로 당신 을 웃게 만드는 사람에게 오십시오. 다논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소로 그들을 때려 항상 당신과 논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김종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놀이 공원을 빌려서 이벤트를 열어주더라. 나도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제작진과 김종민은 합심해 황미나를 위한 100일 이벤트를 계획했다. 김종민은 이벤트에 앞서 101임을 잊은 듯 행동했다. 또한 오늘 우리 헤어지는 거냐? 라고 묻는 황민아에 개 제작진에 물어보라고 답하며 쌀쌀맞게 행동했다. 김종민은 상처 입은 황민아를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황민아는 갑자기 켜지는 놀이공원 조명에 깜짝 놀라며 이별선 물인가? 라고 물었다. 김종민은 아무 말 없이 황민아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질 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종민은 회전 목마 위에서 너를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은 트도 해본다고 말했다. 황민아는 오늘이 마지막인 건가? 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종민은 대답을 회피했다. 김종민의 확실하지 않은 행동은 MC들은 물론 시청자까지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종민의 회피에는 이유가 있었다. 김종민은 놀이기구에서 내려 황민아에게 함께 영화를 볼 것을 제안했다. 김종민은 미리 빔 프로젝터로 만들어 놓은 야외 민영 화관으로 황민아를 데리고 갔다. 김종민은 영화 노트북을 들었다. 영화 중간에 김종민이 미리 만든 영상 편지가 튀어나와 한 미나와 시청자의 기분 좋은 놀라움을 선사했다. 좀더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 나랑 너랑 황. 미나가 101간의 연애 동안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김. 종민의 고백이 영상 의 자막으로 재생됐다. 김종민은 부끄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고 내가 101을 몰랐겠어. 101 지난 거 알고 있었지라고 괜스. 내 투정을 부렸다. 김종민은 나도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벤트 해봐서 너무 좋았다. 이런 걸 내가 너에게 해줄지 몰랐다고 황미나에게 진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종민은 꿈에 그리던 것들을 다 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겠더라고. 용기를 안 내면 이벤트를 못 하겠더라고 했다.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황미나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라며 멋있다 오빠라고 했다. 이어 황민아는 사실 난 오늘 헤어지는 날인 줄 알았다. 고 그간의 소가리를 털어놓았다. 김종민은 그런 황민아를 잠시 지켜본 뒤 사람이 사계절. 은 만나봐야지 않나 싶다. 계절마다 감정이 다르지 않나? 만나줄 수 있겠어 라고 고백을 했다. 이에 환민아는 환하게 웃으며 동의할래라고 고백을 받아들였다. 인생의 시간에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필요 로하는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가장 슬픈 때입니다. 연애의 맛 김종민이 황민아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사이 물결 표사인 황민아는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김종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가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할머니는 나이 들어 보인다면서 TV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김종민에 대해 나이가 좀 많아 보인다면서 얘기를 해서 좀 당황하는 황미나 물결 표사인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차이라서 그런지 할머니의 반응이 더욱 궁금했던 황미나 물결표 사인. 김종민은 황미나와 만나기에 앞서 그녀가 커피를 안 넘는 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차로 준비를 하는 센스를 발휘합니다. 황미나 김종민이 함께 데이트를 즐긴 곳은 한강 인미가 물결표 사인. 둘이 마치 맞춘 듯이 은근 커플 룩을 보입니다. 황미나를 두고 김종민은 갑자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이에 황미나는 한동안 혼자 있습니다. 결국 그가 준비한 것은 텐트였어요. 물결표 사인 한강에서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텐트를 간단하게 설치하고 물결표 사인 오랜만에 즐기는 한강 데이트 물결표 사인 역시 맥주 한 잔의 여유는 배놓을수 없겠지요 물결표 사인 둘은 여유롭게 맥주를 즐깁니다 물결표 사인 라면도 먹으면서 센스 있게 즐기는 여유로움이 왠지 필모 와의 데이트 때와는 또 다르게 상반되는 느낌도 드네요. 폭풍 먹방을 마치고 갑자기 드러눕는 김종민. 마치 800개를 바라는 것처럼 은큼한 상상을 하면서 그녀를 유혹하지만 넘어오지 않는 황미나 앞으로도 더욱 기대감을 높이는 커플. 이내요 물결 표사인 연애의 막 김종민과 황민아가 이별했다. 김종민은 이별은 애정이 없다면 불가결합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의 모든 단어가 특히 이별의 시간을 지나서 소녀들을 만진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의해 창조된 운명. 그러나 행복은 우리 자신에 의해 창조된다. 김종민은 작별 인사. 슬픈 일이지만 때로는 이별은 아름. 다운 순간입니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막에서 종민아커 풀로 사랑을 받은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결혼 생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김종민과 황민아는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종민은 미묘한 설렘이 좋았다면서 지금은 서로 바빠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종민은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단이었다 일할 때만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면서 황미나의 고충을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김종민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감정을 너무 꽁꽁 삼했다고 털어놨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결혼설에 대해서 난 단단해졌는. 대 네,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면서. 나는 직업이 이것이고 평생 이것만 해왔던 사람이기 배나도 이해해 주길 바랐다.